캐럿들 안녕 전 지금 무대 올로 나나나 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캐럿들은 어떤 음악 좋아해요? 저는 락 좋아해요 아 너무 그걸 진짜 다시 한 번 할게요 네네네 네, 네. 무슨 막 뭐 최, 최준 납셨어 아, 네. 어? 캐럿들 안녕 전 지금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음악 듣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음악을 들어야 뭔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액션! 짠! 저 어때요? 스투피 좀 괜찮나?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유 좋았 네. 네 좋습니다. 아, 아 좋습니다. 너무 풀어. 짠! 저 어때요? 괜찮아요? 그럼 좀 이따 와요. 저 어때요? 멋있던데요? 근데 그게 더, 더 웃긴 게 이게 멘트가 막 정해진 게 아니니까 스스로 애드립 치는 내 자신이 너무 웃겨. 멘트가 있는 게 아니야? 스투피 좀 괜찮나? 하다가 내가 순간 어? 고개를 또 어? 너가 그랬다 당연 아니 난 아무 표현 수 있어 어? 마음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럿들이 본 영상이니까 액션! 여러분 안녕. 아 죄송합니다. 아 네, 괜찮습니다. 다시 할게요. 네. 여러분 안녕. 우리 먹 포인트 한번 한번 배워볼래요? 제가 알려줄게요. 오케이, 자 갈게요. Baby hold on, baby hold on. 쉽죠?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그럼 이제 호랑 아 가보세요.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, 여러분도 아쉽지만 호랑해 갔다 올게요 헤이 컷 좋았어요 잘했어